사용기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듯 골프클럽의 그립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립 가운데 쫀득쫀득한 촉감과 컬러풀한 색상으로 요즘 제 지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오미 그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구골프입니다 제 아이언과 웨지 세트 그립 마모 상태가 심해서 얼마 전에 아이오믹 스티키 2.3 레드 색상으로 교체했는데요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한지 공은 아직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립감은 원래 쓰던 기본 그립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달라붙는 느낌 때문에 제 골프클럽과 조금 더 친해진 듯한 착각이 듭니다 아이오믹 그립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프 그립은 초창기에는 가죽 소재를 사용하다 고무 소재로 진화했는데요. 아이오믹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메이커와 공동 개발로 골프 그립을 위한 아이오맥스 혹은 엘라스토머라고도 불리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립토크 측정 장비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44 고무 그립은 약 0.4에서 0.7mm가 측정된 반면 아이오믹 그립은 0.2에서 0.3mm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250야드 드라이버 샷에 적용하면 임팩트 시 페이스가 살짝 오른쪽으로 열렸을 때 아이오믹 그립은 8.9야드, 다사 제품은 14.9야드 push out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스윙 로봇과 초고속 카메라로 실험을 했을 때는 아이오믹은 17.3야드, 타사 제품은 30야드의 push out 거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스윗스팟에 맞지 않는 경우 아이오믹이 타사 제품보다 적게 돌아가 옆방향으로 스핀이 덜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실험 결과값은 꽤 오래전 자료이고 비교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아 그리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허나 여러분 아이오믹이 인기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독특한 그립감입니다. 일반적인 고무 재질의 그립에서 느낄 수 없는 살짝 말랑말랑한 촉감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컬러풀한 다양한 색상인데요. 엘라스토머 재질의 본래색이 하얀색이라 어떤 색상이든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골퍼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델별로 그립감의 견고함과 무게가 다르니 전문 피팅샵에서 상담받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그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도그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